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소부자 연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우! 최고, 최고, 최고, 최고예요. 네. 오늘 저의 12번째 예, 미소 연주가 되겠고요. 저의 연주를 듣는 방법 중에 하나. 첫 번째, 미소 지으면서 듣는다. 두 번째, 눈을 감고 듣는다. 세 번째,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면서 듣는다. 네 번째,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